맛있게 먹어. 응. 와, 어, 엄마가 진짜 맛있게 해줬다. 아빠는 김치 볶음밥이네. 우리는 그냥. 기, 계란밥이네, 계란. 지원이 맛있게 먹어. 응. 자, 건배하자, 건배. 자, 숟가락 건배, 건배. 아빠는? 땡. 어, 자, 건배. 건배. 땡. 음. 많 먹어. 음, 맛있다. 음. 그렇게 기도 한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해수욕장 내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GS 편의점 뒤편 온수 샤워장 망고 맛이야. 조이 맛있어? 조아 더운데 시원한 거 먹으니까 맛있지? 망고 맛어 망고 들어있다. 발 빠졌어. 자, 으쌰. 으쌰. 으쌰, 으쌰. 발 빼, 으쌰. 큰일 났다. 아빠도 바로. 야, 지원이, 지원이 했다. 자, 발만 빼. 으쌰. 으쌰. 자. 아. 아우. 나 잠깐 돌아갈게. 안녕. 잠시만기도 하지. 와악하네. 폭, 아빠는 저기 폭탄이 터진 줄 알았어. 터진 줄 알았어? 문방구네 문방구. 지훈이 어때? 좋아. 다 맵어요. 이틀 동안 밖에는 못 나가고 누워 있어요. 괜찮아. 뭐가 괜찮대? 어깨 어깨 싸워봐 손 조심하고 노랑이 아니고 코난 코난 있어 그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코난? 있단 말이야 고난이 뭐야 고난이 아니고 코난이라 코난 사기치지마 그 새우깡 아니잖아 새우깡이야 새우깡 갈매기한테 사기치고 있다 문서윤 새우깡이야 새 가다야 아빠 나 좀 안아줘 뭘 안아줘 갈매기가 안아 위로 올려줘 제발 너 먹었어? 응 갈매기 줄걸 네가 왜 먹어 맛있 텐트 가서 하나 갖고 와. 딱 들고 있어. 와 맞다 맞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가만 있어 가만 네가 움직이니까 손못 닌가 그렇지 너가 움직이면 안돼 타고 있게 날지 봐봐 왔어